예, 예. 그걸 한 번에 먹을 수 있다고? 안뜨겁지 어. 좀더 시켜. 야, <laughs> 요거 한 입에 다못 넣어. 할수 있어. 먹으면서 먹으면서 먹으면서. 안 되는데 너 그러다가 토할 것 같은데. 됐어? 한번 한번 입에 뭐, 해볼게 뜨거운. 응? 안 되지 봐봐 <laughs> 영진이도 먹고 있어? 앙 <laughs> 맛있다 어? 오 음,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네? 응, 응, 응. 잘 먹네 음. 음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아빠 한 입에 다닐 수 있다고 <laughs>